안녕하세요 현준혁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농구 동아리팀인 MSC에 왔거든요 여기는 그 MSC 회장님이거든요 저희 동아리 이제 무대 농구 동아리고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농구 야구 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야구부는 따로 있고 저는 농구부의 본부장입니다 오늘 5, 6학년들이 실습하고 이제 공부하느라 많이 못 나왔는데 4학년 이하 위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1대1 컨텐츠를 찍으러 왔잖아요 네. 저 플레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막 의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쪽 저희 동기 형인데 네. 농구할 때 몸싸움 안 밀리려고 헬스를 했다고 농구하기 위해서? 아니 여름에 아. <laughs> 그리고 또 이제 1학년은 2주의 동물이 떠오르는데 그렇 뭐가 달라 암슬리 붙고 있잖아 이 친구 이제 오늘 유튜브 나온다고 3시 40분에 일어나서 머리 또 다운도 없거든 그 이거는 1대1 컨텐츠를 할 때 사용하라고 오셨는데 이긴 사람한테만 아. 그러면 간단하게 5대5로 몸 쓰고 1대1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 기릿 간단한 룰은 일단 공격권을 저부터 해요 네 그리고 이점 두골 을 먼저 넣기 순서를 정해서 계속 나오십니다 잘하는 사람이 그 뒤에 가는 게 좀 유리하겠죠? 제가 좀 체력이 없을 때 바로 그 회의하고 바로 하도록 할게요 네.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농구는 질 수 없다 Amen. Thank you. 진짜로? 한번 <laughs> 아 진짜? 언제? 一个成语吧。 ее пусть дома. Пошли. 무릎? 나은 것 같다고? 공주면 안 돼? 코스트였어

대학교 MSC에 와서 1대1 콘텐츠를 진행해 보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좀 연습을 다 이루고 있었거든요 오늘 다시 연습을 뺏기고 지금 현역 안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생활도 잘하고 <laughs> 아, 그, 그, 그,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이거는 저희 저희 이길 사는 그 아, 하나는 저희도 저를 불러주셨습니다. 아, 어. 아. 다친 대로 보시죠. 네네.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, 네.